지건 뭐지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까꿍입니다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, 여러분. 저는 자주 죽었었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는 그때마다 댕무실을 당했었죠. 근데 댓글들을 읽다 보니 개들은 본능적으로 주인이 위급하다는 걸 냄새로 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개인인 우리 백설이를 작은 희망 삼아 오늘도 저는 죽어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타토도 죽은 척 했었네요? 저건 뭐지? 어. 뭐죠? 이거 어, 뭐예요? 오라 왜? 야 니네는 니네 인생이 그, 니네 견생이 그렇게 중요하냐? 엄마가 쓰러졌는데? 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? 너는 네 견생이 그렇게 중요해 너 엄마가 쓰러졌는데 말이야 응? 엄마가 쓰러졌는데 너는 네 견생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너는 어떻게 네 견생만 그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어 엄마가 쓰러졌는데 엄마한테 관심도 더 줘야지 어? 어? 내 말 듣고 있어? 내 말 듣고 있냐 <laughs> 알겠어 어내 누나 내말 듣고 있어 살? 어내 말 듣고 있냐고 내 말 듣고 있어 아 아침 세수 다 했다 아. 끝.